울케어 유산균은 동물병원 전용 제품으로 유산균제, 오케이, 약효 보호제, 오케이, 우리 강아지 친구들이 급여하기 아주 좋은 강아지 유산균이에요. 무료 포장되어 있고 한포에 2.2g 급여하기 전에 주물주물 기호성이 높아서 급여할 때 불편함이 없어요 우리 애줄 너무 잘 먹자 유산균은 살리고 약효는 올리고 동물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있다면 웰케어에 약을 비벼서 급여해주세요. 잘 안 먹을 경우에는 수동급여로 약을 손가락으로 떠서 입천장에 발라주면 수월하게 먹일 수 있을 거예요. 밀케어 유산균은 기호성이 높아서 사료를 안 먹는 강아지에게도 급여하기 좋은 유산균이에요. 우리 이줄 꼬리 좀 보세요. 먹고 싶어서 안 달랐쥬? 웰케어의 두 가지 기능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생유산균 효소제로 위산으로부터 유산균을 보호하고 유산균의 효과를 업, 배가시켜주고 배변 활동이 좋아지니 배변 냄새는 down, 감소해요. 약효 보호제로서의 기능은 위산으로부터 약물을 보호하고 약효는 up, 급여하기 힘들었던 약도 잘 먹어주니까 투약할 때 스트레스가 없어요. 임상실험을 통해 밀케어의 약물 보호 효과가 입증되었으니 안심하고 급여하시면 되겠습니다.